요유배야 음. 뻔히 봤으면서 그냥 가냐 네? 뭐 할말 있어? 아씨 너 제일 스타일 아이 우배는 어? 선배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나 친구로서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? 응 죄송해요 어? 너 혹시 남자 좋아해? 아 뭐 죄송하면 커피 사든가 안 해. 네가 여자한테 도통 관심을 안 보이니까. 너 혜주도 찾대며 어? 네 주제. 커피. 아니, 그건 그렇다기보다. 그렇다기보다 뭐. 포장한다 따뜻한. 너 내가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아. 아, 이 후배는 남자친구 없지? 치워라. 에이 네임. 아. 아.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<laughs> 그럼 어떤 사람 좋아해? 저랑 잘 맞는 사람? 나랑 잘 맞는 사람 영화나 음악 같은 것도 많고 영화나 음악 같은 것도 많고 어떤 음악? 브란치 리스트요 아, 그, 아 알아 그건 알아 나도 너 나랑 사귀어볼래? 나 군대에서 300만 원 모아 갖고 나왔어 아니 내가 너 정체성 찾는 거 도와준다니까 학점 학점 나 4.3점 맞은 적도 있다? 야 나 정도면 어제 thank you very 감사지 아니 친구끼리 어떻게 사겨 <laughs> 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트콤 찍니? 아, 둘 다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사 좋아해 나 요새 기타도 연습해 그리고 나 너 좋아한다고 그니까 우리 사귀어도 된다고 거절하면 나랑 절교한다 죄송합니다